왜 필요해? 아. 이 음식은 무슨 음식이야? 뱅곤 반곤 얹혀서 얹혀가 머리 잘 썼는데 많이 샀어 이게 와라? 많이 보고 왔냐 많이 먹었어

그래서 아, 그

맛있어? 소개 부탁드립니다 초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튀김 이거는 이거 이거는 튀김 맛있어?

되게 큰거 비싼 거라고 해갖고 하루 보면 만 원짜리 쓰는 거 알아야 되는 거 방어 생겨. 방어 샐러드 하나 빼주세요. 포장. 그래요. 자, 사실 나온 거. 초고 추가 없이. 어쩌면 진짜 아니 봉투 하나 해 응.